자, 오늘은 푸석하고 갈라진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ml 공병이에요. 30ml 공병 준비하시고 어, 마카다미아입니다. 네, 피부에 피지와 흡사한 우리가 어, 이 머리카락에는 어, 땀도 많이 나지만 피지도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곳이 두피예요. 어, 피, 얼굴보다도 더 많이 분비가 되고 나이가 좀 들어도 어, 보통 우리가 한 20대 20대 초반 정도 되면 얼굴에 나는 피지는 거의가 멈추잖아요. 극미량만 나오죠. 근데 이 두피에는 끊임없이 나와요. 나이가 좀 들어도 두피에는 뾰루지도 좀 많이 생기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것이 두피의 나오는 피지선들입니다. 얘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머리카락에 유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비를 합니다. 근데 어, 사실 이 머리카락이 얇고 가늘고 푸석푸석하신 분의 특징이 어, 두피에 피지 분비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피에도 어, 좀 건조하신 분들이거든요. 머리가 짧은 경우에는 얘가 어, 피지가 분비돼가지고 짧은 머리카락 끝부분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짧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석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 피지가 분비돼서 흘러내려오기가 잘 쉽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발라지는 거예요. 피지를 머리끝에 갈라진 머리카락에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 동일량 3분의 1을 어, 따로 보겠습니다. 3분의 1, 마카다미아 3분의 1을 따로 씁니다. 자, 윗점 어, 캐리 오일을 3분의 어, 1, 10ml 따르겠습니다. 40mm 따로 씁니다. 가장 중요한 스윗 알몬드입니다. 어, 네. 스윗 뭐 알몬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m m 따로 씁니다. 위점 대신에 아르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헷갈리실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 그레이프프루트 화이트 자몽의 향기죠. 여기를 어,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다섯 방울. 어, 라벤더도 예,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다섯 방울. 페퍼민트도 예,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자, 제라늄입니다. 제라늄도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얘는 8마로사입니다. 8마로사도 다섯 방울 넣겠습니다. 다섯 방울 넣습니다. 음, 하지만 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예를 들어서 제라늄이면 제라늄을 열방울 넣으셔도 괜찮아요. 에쇼인쇼일 오일을 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어, 머리카락에 바르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다른 페퍼민트를 빼고 내가 레몬을 넣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에인셜 오일들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빼시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팔마로사와 제라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 머리카락 케라틴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넣으시고 요 그리프 프로 화이시나 라벤더나 페퍼민트 중에 어, 다른 것과 좋아하는 에쉬온쇼울과 교체를 하셔도 되고 또는 잠재의식 향기 중에 세 가지를 골라서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향기 뭐 일랑일랑이나 뭐 카오말 로만이나 어, 티틀이나 어, 뭐 자스민 이런 것들로 어, 대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이 머리카락 케라틴의 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마로서와 제라늄은 빼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어, 에쇼인쇼일 오일을 향수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넣었을 때는 에쇼인쇼일을 다섯 가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피부에 발라서 몸으로 흡수할 경우에는 꼭 네 가지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어, 캐리오일 한 가지 더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피부가 아니고 머리카락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아르간을 추가하셔서 어, 동일량 4분의 1씩 30ml 공병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몇 번 돌리면 된다고요? 네, 50번, 어, 50번을 어, 충분히 돌려주셔야만이 잘 섞입니다. 자, 50번 이상을 돌리시는 게 좋겠죠. 자, 충분히 잘 섞여서 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예, 어, 이 다섯 가지 에쇼인슈리 향기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다섯 가지 에쇼인슐 향기가 잘 믹싱이 돼서 혼합이 돼서 어, 좋은 향기가 풍부하고 아주 달콤하고 어, 상큼하고 시원한 그런 예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어,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를 충분히 흔들어서 이렇게 두고 24시간 정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더 좋은 향기가 나고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쓰시면 더 풍부한 어, 아름다운 판타지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어, 더 부드러운 향기가 나겠죠.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떡이 돼요. <laughs> 그래서 많이 어, 바르시면 안 되고요. 얘를 어, 사용할 때는 어, 일단은 샴푸를 하시죠. 샴푸하시고 머리를 적당히 말려주셔야 돼요. 머리카락에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어, 오일을 바르게 되면은 이 머리가 잘 안 말라요. 왜냐면 얘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 케라틴이 이 머리카락이 케라틴이에요. 이 케라틴이 수분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으면 축축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일을 바르게 되면은 얘가 막을 만들어서 잘 안 말라서 이렇게 축축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떡이 되면서 얘가 서로가 엉켜버려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물기를 좀 말리시고 드라이기로 적당히 말리시고 머리카락은 많이 말리지 마시고 적당히 수분 보유량을 좀 남겨두세요. 한 30% 정도 어, 남겨두신 상태에서 우리가 피부 각질이 한 20, 30% 정도 수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장 촉 촉촉하고 보습이 되면서 굉장히 강빛이 나거든요. 그것처럼 요 케라틴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한 30% 정도, 20, 30% 정도의 수분이 남아 있을 때, 자, 그때 오일을 바르시는 것이 어, 이상적이겠죠. 수분 증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분과 오일이 잘 섞였을 때, 어, 이게 골고루 이 머리카락 올 하나하나 묻혀서 코팅을 만들기 때문에요. 이제 수분 보형이 남아 있을 때 한 어느 정도 말리고 어, 이 머리 끝에 만졌을 때 약간 이제 수분이 남아 있다고 한30% 수분이 남아 있을 때 어,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이제 스포이드를 짰을 때 이 한 스포이드를 다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머리 숱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르냐면 자 손바닥에 스포이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포이드만 어, 여기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벼요. 자, 대충 비비고 손끝까지. 손끝, 손끝, 손끝, 손, 손가락에도, 손가락에도. 예, 여기 사이사이. 예, 사이사이, 이렇게, 이렇게. 예,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에 갖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묻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끝에 특히 끝에 바르세요 여기 많이 바르면 이렇게 눌려요 피지 그 많이 나서 머리 안 감은 것처럼 진 눌리기 때문에 여기는 바르지 마시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머리카락이 짧잖아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주먹 이게 주먹으로 머리카락을 잡듯이 잡듯이 끝에만 끝에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요. 볼륨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 드라이해서 머리 숱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빗을 때요. 볼륨감이 이렇게 만들어서 숱이 많아 보여요. 올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숱이 없어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 다 바른 다음에 오일기가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끝에 있는 갈라진 어, 모발 갈라진 이 케라틴들이 다 녹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어, 좀 많이 바를 때 집에 계시거나 아침에 아침에 머리 감기 전에 머, 여기를 충분히 이 오일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스포이드, 한스포이드 한 스포이드 정도를 짜가지고 손바닥에 짠 다음에 여기에 축축하게 묻혀요. 그러니까 오일을 축축하게. 자, 근데 이 오일이 막 떡이지게 이 머리카락에 오일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머리숱이 더 많은 분들은 한 두 스포이드에서 한 세 스포이드 정도를 머리끝에다가 충분히 발라서 발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싸매고 있어요. 그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해 뒀다가 어, 머리를 감으시면 돼요. 어, 하루 종일 방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 충분히 여기에 오일들이 흡수가 돼서 많이 갈라진 분들은 한 번만 해도 한 2, 30분 정도를 발라서 방치해 놓고 머리 감아 보시면 여기에 갈라진 이 머리카락들이 거의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주말에 집에 계실 때 어, 한번 이 트리트먼트를 모발의 트리트먼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충분히 흡수하고 어, 머리를 묶고 있거나 음, 예를 들어서 비닐랩 같은 거 뭐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아주시고 이제 말린 다음에 또 한번 아까 일곱 방을 떨어뜨려서 바른 것처럼 좀 이제 발라 놓으시게 되면 이머리카락의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이렇게 블렌딩된 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캐리올과 에션슈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쉽게 이제 공병만 있으면 이렇게 블렌딩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전문가가 아닌 분들, 어, 일반 우리 고객님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구매하려면 어, 사실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어, 여기 보시면은 헤어 앰플, 헤어 앰플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 헤어 앰플은 요 캐리어 오일 세 가지와 요에쇼인일 다섯 가지가 이렇게 브랜딩된 것이 헤어 앰플이에요. 그래서 쉽게 쓰실 경우에는 요것만 구매해서 바르셔도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전문가들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캐리올과 에쇼인슐이 다 구비되신 분들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